그럼 테스트를 시작하도록 하지. 하찮은 각오로 덤볐다 구해야 할 거다. 준비는 됐나요, 둘 다? 하찮은 각오로 덤볐다 구해야 할 거다. 지켜내겠습니다. 너희들은 대단하네. 이제 나도 본격적으로 테스트를 도와줄게. 긴장 풀지 마라. 테스트는 이제 시작이니까. 이제 我要自己。 し上がった